납죽이야 얘도 음, 됐다 하자 뭐 <laughs> 음, 부드러워 지금도 부드러운 <laughs> 어머 물들자마자 물소리에 놀랬어 괜찮아? 여기 앉아 옳지 여기 앉아 물이야 물 음. 물 음. 물이다 까까니 <laughs> 표정이 점점 안 좋아 아우 예뻐라 엄마가 죽어 점점 싫어 엄마 그, 거를딱 몸에 비춰서 해야지 아우 저런다 우리 이게 놀러가자 이거 하고 나가자 아유 잘하네 어우 깍깍이 잘한다 예쁜 칠까요 꽁꽁 깎아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좀 앞으로 이렇게 밑에 엉덩이 어, 좀 죽더라 <laughs> 나는데 어우 깔깔이 잘하네 어, 예, 비누해주세요 그러니까 비누칠을 한 다음에 해야 돼 비누칠 해주세요 물은 그만해도 돼요 자 비누칠 가자 그래 어우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래 이제 시작됐지 응 <laughs> 야옹 까까냐 수 없어요. 똥꼬도 해야 되고요. 한번 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똥꼬 한번 해주세요. 그랬죠. 똥꼬는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위주로. 그래요. 예쁘다. 시작됐네. 응, 예쁘다. 응, 예쁘다. 넌 다른 데는 다 깨끗해. 그래. 똥꼬만 잘하면 돼. 똥꼬만 하면 돼. <laughs> 똥꼬만 한다면서 다 <laughs> 아니. 금방 됐어. 음, 잘한다. 우리 까까기 잘한다. 아우, 예뻐라. 초렁눈 까까기 너무 잘해요. 아우, 예뻐라. 잘한다. 어우, 잘한다, 우리 귀. 가슴도 해주세요. 여기 비누가 많아요. 한잔 한잔 네, 감으로 한잔 <laughs> 어우 잘한다 아기 예쁘냐 그래 이제 안아줘 이제 자 수건 감자 어우 잘한다 잘한다. 우리 까딱이. 또 이제 가도 아, 아유 난리 없어. 어머 비누 발묻어서 발에. 까까이 발에. 아.